부터 손, 부터 손, 손, 손, 손. 맛있지? 맛있어. 토끼가 졸려? 아, 귀여워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

とう 맛있었어? 맛있었으면 손! 손! <laughs> 손! 잘했어! 그럼 이제 옷 입을 차례야. 된다. 잘 봐. 아이 예뻐. 아이 예뻐. 왔다! 아이 예뻐. 이게 뭐지? 이게 뭐죠? 이걸 한번 줘보겠어요. 고마워요 건우 누나 안 가? 안 갈 거야? 애기들 보러 갈 거야? 가자! 가자 가자! 가자! 안 가? 너 버티는 거야? 우리 어? 앉아버렸어? 버터 집에 가기 싫어? 애기들 보러 가야 돼? 음. 버터 버터 나 간다 간다 간다 간다